D앨범 언박싱을 준비해봤습니다 앨범 unboxing은 되게 오랜만인데 저희 seven 앨범 이후로 8, 9개월 됐겠네요 unboxing, 네, 일단 unboxing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 BE 앨범입니다 앞에 이제 B라는 글씨와 함께 Life Goes On 이렇게 한번 뜯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앨범 뜯을 때칼 뭐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석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뜯깁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예, 강하게 밀어가지고 일단 이 사이드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네, 여느 패키지와 다르지 않게 이 사이드로 이렇게 구성품을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들어가 있던 사진집이죠 사진집 이번 사진은 내 컨셉이 분명해요 각자 이제 원하는 방을 우리들이 정해서 소품들도 다 정해서 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색깔이 뚜렷해요 이거 보시면 네, 제호 굉장히 이제 화려하죠 방이 이 코랄색 팬톤에서 선정한 2018년이 19년이었나요 아무튼 음, 색 이런 진영은 약간 좀 화려한 뭐 보석을 막 해달라 그랬는데 중국인이뭐 스피커가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스피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되게 어두운 원래 어두운 방을 좋아했어가지고 뭔가 이런 다크다크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지민이는 이제 꽃이 많은 음, 그런 방이네요 대체적으로 사진 잘 났다 귀걸이도 꽃이네? 나중에 나무겠지 그지? 어 그렇지 팟 나무라고 이 나무로 된 우드로 된방 이, 게다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와 어, 이게 실적으로 좀 퍼렇게 나왔구나 화이트 백에 이제 블루 소재들로 이제 채워달라고 했는데 태형이는 바이올린 지금 바이올린 안 켜는데 발령 <laughs> 좀 켜, 요즘 이러니까. 발령 없다고 그러더라고. 한 방에 모여서 이제 피자 먹네 약간 좀 복고풍의, 음, 필름 사용인데. 이게 우리가 찍은 게 따로 있는데, 우리가 각자 셔터 눌러서 찍은 게. 락스타 느낌.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맞으면서 찍었어요. 빨리 끝나가지고 다행이긴 했는데 어,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가제품들은 봤는데 이렇게 완전 풀 패키징은 저도 처음이라 <laughs> 남주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실제로 이제 쓴 이제 글씨들이에요. 제 작업했던 노트들을 내거 그 어디 있지? 내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 있구나. 예 포스트. 아 포스터가 좀 접혀오는 거 좀 아쉬운데 지관통에 말아서 줬으면 어땠을까 약간 요런 아쉬움 네, 그러면 패키지가 너무 커지잖아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랙 리스트 트랙 리스트도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트랙 리스트 라이프 보선 두 번째 내 네 방을 여행하는 법세 번째 Blue and Grey. 네 번째 Skit. 다섯 번째 잠시 여섯 번째 병 스테이 3분 25초 어, 8번 다이너마이트 근데 저희 지 손끝이로 써야 돼 가사지 음,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얘예요, 얘. 얘가 뭘까? 막 사람들이 이 생각을 이렇게 CD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인데, 이 구멍은 뭘까? 되게 굉장한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음, 이게 뭐냐면, 잘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위버스 샵에서 QR코드 스캔하고 엠블럼 캐시를 받으세요 일단 그걸 설명하려면 이 포토카드가 있는 이, 이 섹션의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일단 뭐 포토카드는 여러분들 넉넉하게 <clears throat>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로 들어가 있고 카드 이런 거는 이제 지갑에 넣어 다니시면 약간 이런 예, 거는 이제 그 볼라로이드 같은 느낌에 넣어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음, 이 구멍이 나 있는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제 그림 여기 있죠 음, 각자 하나씩 찍은 그런 사진들을 음, 네, 그림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바로 이제 이렇게 커버가 되는 이렇게 놔두면 이제 세워둘 수 있는 굉장한 이제 아이디어 상품이죠 그래 이제 CD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란한네요 사장님들 원래는 앨범 사이즈가 더 컸는데 저희가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 너무 크, 커가지고 어, 원래는 이렇게 편지처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패키 그렇게 제작이 어렵다 그러더라고 어,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들이 거의 되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특히나 저희들의 그, 그 참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노래를 또 되게 좋고요 예, 많은 분들이 듣고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을 하는 앨범이니까요 이 재질은 약간 좀 음, 그 무광에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시입니다 책장에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아 책이구나 라고 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을 만 이제 회사나 학교 이런 데 꽂아놔도 이제 이일감이 없다 되게 예쁜 책인 줄 알, 알 거다 이제 그런 양장책이구나 어, 이제 그런 앨범이니까요. B 앨범. 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